안녕하세요. 임팩트 이상입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지인분들께 특별히 찾아가는 도시락을 지금 그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지인분들께 V앱에서 할 거예요. 근데 이 요리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직접 제가 다 손질하고 과일까지 다 깎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리하는 과정을 지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파부터 손질하겠습니다. 어, 원래 긴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하려니까 어색하네 팔을 느낌, 느낌대로 해 제가 사실 칼질 잘 못해요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제 오늘 만날 지인분은 어차피 이거는 V앱이 다 끝나고 나서 공개되는 거잖아요 제 친구랑 친누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게 쉽잖아요 제 김치볶음밥밖에 할 줄 몰라요 사실 할 줄 아는 요리가 제일 그나마 맘마에 보여서 준비했는데 이거 없네 아 있구나 누군가를 위 도시락을 싸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네. 영광인 거죠, 영광. 저희 누나는 친구랑. 제, 제가 처음으로 싸는 도시락을 맛보는 거니까. 어우, 허리 아파. 어, 다 자른 것 같은데? 빨리 가고 싶다, 한강. 가겠습니다. 아, 야, 야, 야. 파를 바꿔야 돼, 파. 나 아, 진짜 요리, 요리 진짜 못하는 거 같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햄이 있어서 맛있기 힘들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비빌 일단 비빌 거예요. 비비고 그다음 먹을 거요 이건 편집해주면 안 돼요? 잠깐만 <laughs> 아직 뭘 빼먹었어 아 이게 이게 이게 그 비법이 있어요 비법 백선생님 비법이 있어요 백선생님 간장으로 해야 돼요 아, 창피하게. 아. 아, 와.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 이제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오, 느낌 나는데. 와, 이게 비주얼이 최고인데요? 와. 여기다가 네, 이거 다 뿌려야 돼. 아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네. 인스타그램이 없어요 계정이. 장난아니죠 오, 어떡하냐 이거. 혐오양체가 되려고 그러나? 그러면은 여기 쌀게 없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신선한 걸 싸야겠다. 단호박이 같은. 단호박을 여기다가 저희 누나가 단호박이거든요 단호박을 디자인 두 개면 돼요 단호박 두개 우리 누나가 단호박이니까 단호박을 줄게 참외 이게 참외 이건 뭐 이렇게 따딱정성이죠 정성 정성 이런 게 정성 이런 게 정성이거든요 정성은 뭐가 있지 기가 막힌 도시락 생전에 이런 도시락을 먹은 적이 없네 너무 어, 대박이다 진짜 비주얼은 대박이다 끝인규 도시락은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가가지 아, 그냥 먹어 이렇게 인규는 참에 두 개만 먹으러 갈까? 얘 단호박 왠지 안 먹을 것 같은데 하다면서 하나만 끝 이친끝 네. 이렇게 자 끝났고요 맛도 끝난 것 같아요 최고의 맛인 것 같고 진짜 <clears throat> 이제 저의 그 고마운 지인분을 만나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일단 V앱에서 확인하세요. 가만 있습니다.